됐다. 처음은 파운데이션부터 해줄게요. 얼굴에 잘 덮여주고 물 먹인 스펀지로 두들두들 해줍니다. 목까지 꼼꼼하게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음, 유분이 많이 도는 날씨라서 가볍지만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해요. 그 다음은 shading. 콧대 라인을 따라서 살살살 내려옵니다. 한쪽 안 한쪽 차이 보이시죠?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. 자, 입술 밑도, 인중도, 또 얼굴 라인을 따라서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게 브러쉬를 마구마구 그리고 강제로 웃어요. 강제로 애교살을 그려요. 조금이나마 어려 보이게. <laughs> 눈썹을 잘 빗어줍니다. 그리고 눈썹은 저는 아래 라인을 잡고 눈썹 앞머리부터 대칭을 맞춰서 그려요. 그런 다음에 뭐 아치형으로 그릴 건지 일자형으로 그릴 건지 정한 다음에 잘 채워줍니다. 틀렸어.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꼼꼼히 빗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뷰러로 눈썹도 잘 올려줍니다. 그 다음은 아이섀도우. 오렌지빛이 감도는 약간의 브라운으로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줍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눈끝을 잡아줄게요. 내 눈 길이가 원래 그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뭉친 것 같죠? 걱정하지 말아요. 풀어주니까.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로 잘 슥싹슥싹 해주면 자연스러워. 아 자연스러워. 그리고 한 번 더 얇은 브러쉬로 눈밑을 쓸어줍니다. 그리고 하얀 예쁜 펄이 있는 금색 펄로 눈 가운데 부분을 밝혀주는 거죠. 조금 순해 보일 수 있게 브라운으로 선택했어요. 아이라인도 어, 일자지만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빼주었고요. 그래야 저는 눈매상 그게 좀 더 어울리더라고요. 자, 다음은 좀 진한 고동색으로 방금 그린 라인을 풀어주는 거예요. 아, 저 눈썹 앞머리. 그리고 마스카라도 꼼꼼히 위아래로 해줍니다. 눈 앞머리에 glitter도 살짝 얹어줄게요. 다음은 highlighter로 눈 앞머리도 살짝 밝혀주고요. 또 튀어나와야 하는 부분을 highlighter로 잘 밝혀줍니다. 다음은 블러셔! 살짝 웃어주고 음, 광대부터 앞볼이 내려오는 라인처럼 사선으로 살살살 칠해줬어요. 앞머리 뻥! 다음은 립스틱을 발라줄게요. 제가 이 립스틱을 너무 자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오렌지빛이 간보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입술 안에다가 오란지를 조금 발라줬어요. 그리고 눈썹 끝에만 살짝 붙여주도록 할게요. 그럼 눈이 좀 더 길어 보이거든요. 이렇게 잘라진 속눈썹을 끝에만 붙여줘도 충분히 눈이 길어 보여요. 다 붙이지 않아도요. 마스카라가 뭉치지 않게 눈썹도 꼼꼼히 빗어줍니다. 이 부착 시간입니다. 아, 뷰티 영상이니까 이해해주세요. <laughs>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었습니다. <laughs>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음, 간단하게 정말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예뻐집시다. 나를 위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깨라 수리수리 야안 바뀌네 기움이 뭐지? 저는 이제 약속이 있는 언니네 집에 다 도착을 했으니까 들어가도록 하죠